잠재되어 있던 재주가 폭발한다고 볼까? 이 사람 하나만으로 여, 주위 여파도 뜬다고 보면 돼 다른 사람들도 무지개로 만들어 놓는다 남자는 따뜻한 남자예요 어떤 사람이건 굉장히 잘 품어 이 여자도 그렇고 이 남자도 그렇고 운이 좋은 운이야 대운 같아요 일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시너지가 좋고 서로가 같이 윈윈한다고 보고 로맨스로 봤을 때는 여자가 조금 더 마음이 있을 수 있어 안녕하세요.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장군 주현신당 주현입니다. 이번에 사주를 갖고 왔는데 음. 궁합으로 갖고 왔어요. 여자가 재주가 엄청 많네요. 그리고 자기가 지난날에 잠재되어 있던 재주가 폭발한다고 볼까? 근데 본인 이 사람 하나만으로 여, 주위 여파도 뜬다고 보면 돼. 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굉장히 밝게 빛나는 어떤 아우라가 다른 사람들도 무지개로 만들어 놓는다 이 여자가 굉장히 큰데 알차게 들어가 있는 느낌을 있거든요 어... 성깔이 있거든요 음. 근데 눌러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성가를 성질로 부리지 않고 아마 일로서나 뭐 어떤 노력으로서 뭔가 성과를 낼 거라고 보고 굉장히 차곡차곡 잘 쌓고 보고 스스로가 노는 걸 좋아해요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노는 걸 즐기기 때문에 남이 나를 어떤 평가를 하던 나는 내가 내 얼굴을 보고 하는 사람? 이 사람이 뭐 쇼를 하던 뭐 연기를 하던 뭐 노래를 하던 남의 개의치 않고 내가 나의 만족도를 먼저 찾는 사람 자기 만족이 높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 혼자 <laughs> 하고 웃다가 울다가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생쇼지 남자분은 어떠신가요? <laughs> 남자는 따뜻한 남자예요 어떤 사람이건 굉장히 잘 품어 근데 웬만하면 맞춰줘요 내가 조금 빚을 못 봐도 이 사람이 잘 될 수 있다면 좀 희생하거나 근데 그 희생을 그렇게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이 빛나는 시기를 찾을 때까지 조금 자신을 신분을 낮춘다고 보면 돼 근데 이 남자가 자기 신분을 찾거나 자기 위치에 오이면 내려가지 않고 계속 그렇게 그 라인을 타요. 왜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깔아온 게 있잖아. 이 여자도 그렇고 이 남자도 그렇고 운이 좋은 운이야. 대운 같아요. 근데 여자가 좀 더 커. 근데 여자의 시너지가 주는 시너지라 그랬잖아. 그래서 이 남자가 같이 떠. 일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시너지가 좋고 서로가 같이 윈윈한다고 보고 로맨스로 봤을 때는 여자가 조금 더 마음이 있을 수 있어 이 남자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 내 위치가 낮잖아 위치가 이 여자의 신분보다는 좀 낮은 위치에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때문에 이 너무 밝게 빛나는 사람을 막고 싶지가 않아요. 아직은 뭔가 조금 간을 본다라고 하면 음, 가능성이 높고 또 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라고 보고 또 서로가 둘이 같이 있으면 편안해 말 많이 안 해도 편안하고 한마디를 해도 기분이 좋고 서로 예뻐해주고 기호해주고 이럴 걸 사, 사겨요? 사귀진 않는데 이 사람들이 사귈 확률이 있을까요? 높죠 많이 친구보다는 이성이 조금 높아요 음. 서로의 이성적인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내 여자가 대운이나 남자가 조금 굳이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할 수 있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시는 박은빈 씨와 강태호 씨예요 이 두 분이 만약에 사귄다면 어떨까 해서 싶어서 갖고 왔거든요 이 은빈 씨가 어른인 척 많이 하거든요 어른인 척 많이 하지만 이 안에 천진난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나한테 왜 그래?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 은빈 씨가 이런 따뜻한 남자한테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이 태호 씨는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도 지금은 뭐라고 할 수가 없거든 옆에서 계속 잔잔하게 지켜볼 수 있어 근데 이 둘이 관계가 계속 같이 붙여서 어디 갈 거 아니야 예능도 가고 뭘 갈 거 아니야 정부 날 수밖에 없어요 괜찮잖아 이 여자도 괜찮고 이 남자도 괜찮고 이 여자의 속안에 있는 귀여움을 강태우가 알아차려가지고 쓰다듬어 주고 이뻐하잖아 그냥 음, 박인분이가 얘기하면 까르르 까르르 넘어지잖아 이 남자는 실제로 더 멋있어 실제로 봤을 때는 여자가 줄줄줄 따를 거야 근데 자기가 신중하단 말이야 자기가 구설에 오르고 쉽지 않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엄청나게 신중하게 자기를 많이 관리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랑 몰래 몰래 많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90%가 넘어요 이분들이 이제 만약에 만나서 사귄다면 은뭐 조심해야 될게 있을까요? 남자가 구설을 많이 신경 쓰니까 되니까 귀를 좀 닫고 살아야 되지 왜냐면 여자는 계속 크거든 이번 계기로 계속 크는데 남자는 조금 늦게 가 그것만 아니면 잘 만나는데 근데 사실 결혼하긴 힘들어요 왜냐면 둘 다가 그런 결혼 생각이 많지가 않고 더 크고 싶고 자기 자기 만족이 높기 때문에 자기 만족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오래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거야